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에이터 신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26일에 발표되었던 8월의 개발자 노트 소개 영상입니다. 어, 이번 개발자 노트는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은 8월 1일 업데이트 예정인 크게 용마성 조력자 업데이트와 점핑 캐스트에 대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기존 7월 개발자 노트에서 용화성의 조력자 업데이트를 예고했고요. 그리고 개발자 노트 이전에 이벤트 페이지로 조력자 업데이트 및 점핑 캐스트 이벤트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이미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8월의 개발자 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먼저 살펴볼 것은 점핑 캐스트인데요. 이 점핑 캐스트는 새로 신규 유저뿐만 아니라 기존에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단장분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미션은 총 7일 동안 진행되고요. 하루가 지나면 다음날에 미션이 오픈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메인 로비 점핑 퀘스트 아이콘을 통해 들어갈 수도 있고 선물 앤 패키지 점핑 퀘스트 배너를 통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일자별로 4개의 미션이 있고요. 각 1차 미션을 수행 후 보상을 획득하면 우측에 용병선택 버튼 게이지가 초록색으로 변하고 모든 게이지가 초록색으로 변경되면 클릭하여 용병을 선택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1일차는 5성 공격형 10명 중 1명, 2일차는 4성 지원형 10명 중 1명, 3일차는 5성 방어형 10명 중 1명, 4일차는 4성 마법형 5일차는 5성 지원형, 6일차는 4성 공격형, 7일차는 4성 방어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용병의 선택은 본인이 어떤 덱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뉴비들에게 추천드리는 용병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1일차에는 아나스타샤입니다. 또는 달비, 폭시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2일차에는 세레스 또는 세렌디아 그리고 저는 아나이스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아나이스랑 용병이 이제 헤어변을 주는데 구강 시에 아 9칸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 중요하고요. 3일차는 지금 거의 모든 컨텐츠를 통용하기 좋은 용병으로 카올리를 뽑았습니다. 4일차는 헬입니다. 어, 많이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뉴비들의 가장 최우선인 사성 용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일차는 월약 노드 베나카를 뽑았는데요. 워라든 지원형이지만 도발이 있다는 유일무이한 점 그리고 베나카는 여러 컨텐츠 및 힐에 좋은 지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선 지원용은 좀 뽑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미카엘라 같은 경우는 구강보다는 조력자가 있는 편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좀 빼놨고요. 유비분들한테는 그 외로는 자신이 좀 맞는, 되게 맞는 없는 지원과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일차는요, 저는 라이언을 좀 많이 추천을 <laughs> 드리고요. 에, 또는 뭐 여기서는 뭐 바이올라나 알체, 코레트 등 여러 딜러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일차에는 이제 저는 일단 르네를 뽑았는데요. 이거 조력자까지 본다면 르네가 좋고 아니면 데나리사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7회차까지의 어떤 미션이 있는지도 카페에서 개발자 노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4가지씩이에요. 모든 1차의 미션 완료 보상을 수령하면 전설 용병 선택 버튼이 활성화되고 육마성 용병을 선택하여 획득할 수 있는데요. 조합 용병인 셀리아를 제외한 5명 중 1명을 육성 강성, max level 스킬 강화 9 상태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용병을 선택하면 좋을지는 8월 1일 업데이트 이후 육마성의 리뉴얼과 조력사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영상도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핑캐스트에 대한 소개는 여기로 마치고 또 다른 8월 1일의 대규모 업데이트 육마성 조력자 업데이트입니다. 그들의 일러스트와 각각의 스토리가 공개되었어요. 첫 번째는 알렉의 조력자 카이안, 카이아는 전설의 용병으로 추앙받은 남자인데요. 방황하던 알렉을 거두고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안젤리카의 조력자 엘리시스. 엘리시스는 마검의 저주를 받아 육체를 얻게 된 안젤리카의 과거입니다. 안젤리카를 완전히 타락시킬 때를 기다리며 떠돌고 있습니다. 첫째, 그라니트의 조력자 프라이엔은요. 에다가 그라니트를 위해 만들어준 마지막 역작입니다. 그라니트는 프라이엔을 부담스러워하였으나 순수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다음은 나르타스의 조력자 레이첼입니다. 레이첼은 나르타스에게 고대 마법을 이식해줄 게나르의 공장 영에있네요 나르타스의 팔을 고쳐주고 속죄하기 위해 밤새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레피테아의 조력자 그라나데입니다. 그라나데는 요정 왕국이 멸망한 뒤 레피테아를 보호해준 글러티의 여왕입니다. 레피테아를 성장시켜 요정 왕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리아의 조력자 메데아입니다. 메데아는 셀리아가 가진 강력한 핏줄의 원천이자 불사의 비술로 영원한 젊음을 가지게 된 고대의 마녀입니다. 오랜 세월 은둔하던 그녀는 세상의 위기를 막기 위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육마성은 반격의 시작이다! 라는 말과 동시에 조력자 업데이트는 물론 각 용병들의 밸런스 조조정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늘 그렇다시피 애매한 말들의 연속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스킬 조정 및 리뉴얼은 8월 1일 업데이트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뇌피셜로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그라니트의 방능의 안정성, 공격 전 방어 스킬, 지급의 무지개 해요반이나 그리고 또는 이제 반격에 안 터지게 스킬을 조정한다던가 네, 나르타스는 라인 공격 능력의 안정성과 연속성이라고 하였는데요. 공격 전에 방어 능력의 향사뭐키만 모아도 방어 증가가 된다든지 연속성이라고 하면 뭐 쏘고 나서도 바로 기를 모은 상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연속 공격이 된다든지 이 부분에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피테아는 지원 효율 증가, 개수 상승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없던 치피 증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버프로 되지 않을까요? 또는 아군 지원 영향력 향상이라고 했는데 어, 범위의 향상도 조금 상상해봅니다. 셀리아는 공격 능력 향상과 해로운 효과 영향력 향상인데요. 스탯이 일단 오르고 해로운 효과가 표식류나 금지류로 바뀔 가능성을 생각해봅니다. 자, 안젤리카의 경우 공격적 방증으로 이제 공격 능력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또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는 이제 범위나 죽일 수 있는 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렉 또한 공연 의역과 안정성과 영향력 향상이기 때문에 안젤과 동일한 부분으로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추측이니까요. 정확한 건 8월 1일 날 업데이트 된 다음 브라운더스트에 접속해봐야겠죠? 자 그럼 이런 6마성의 조력자는 어떻게 얻을까요? 기존 5성, 4성 용병의 조력자들의 얻는 방법과 같이 뽑기로 얻는 방법과 인연 시스템으로 획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뽑기는 기존의 전설계약에서 육마성 조력자를 선택하여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조력자 custom 확률법이 추가됩니다. 이처럼 전설계약 메뉴에서 전설 조력자를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설 조력자도 조력자 확정 획득 이벤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정된 횟수 내에 확정적으로 획득을 할 수 있고요. 전설 조력자의 계약 확률은 0.5%, 졸업자 등장까지 남은 횟수는 200회입니다. 이 또한 물론 전설 계약서가 아닌 다이아를 사용한 계약에서만 확정 획득 횟수가 차감됩니다. 다음으로 또 전설 조력자를 없는 방법, 인연 시스템입니다. 전설 조력자의 선물은 한 개당 몇 포씩 오르는지는 아직 알 수 없네요. 일단 그 선물은 명예 상점에서 명계점수 5,000점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전설 조력자 선물 50개를 명의 점수 5,000점으로 월 10번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육성 용병 조력자 선물 선택권이 추가가 됩니다. 이는 길드 상점으로 인해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1일 미션 보상으로 받는 것도 선택권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횟수와 수량은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 8월 개발자 노트 점핑캐스트와 육마성 조력자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8월 개발자 노트에서 콜라보 부분 또는 앞으로 향후 업데이트될 브라운 너스트를 살펴보는 시간 영상은 따로 제작을 할 거고요. 또한 다음 주 바로 제 8월 1일 이 개발자 노트에 언급된 내용들이 대다수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한 정리된 영상도 또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